약간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누가? 누가? 누가? 아, 잠깐 아, 일단 오는데 잡았어, 잡았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원호님 아웃.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끝이야. 걸려, 그쪽으로 걸려, 왼쪽으로 걸려. 어디 있어? 나 여기.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야, 이유미님 아웃. 지금 조이언님만 남아 있고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버뮤다 삼각관계 팀은 5분 안에 2명을 잡았습니다 준비 시작! 아 무서워 아 허벅 아, 아, 아, 우와 우와 어 잡았어 나야? 어 누나야 어, 빨리 가 어. 예뻐 어. 누구야? 네, 아웃! 바로 나와주세요. 이건가? 아, 네. 이쪽이다. 이쪽이야! 아, 어, 무서워. 오! 저쪽이다 이쪽. 오. 오. 다 왔어. 누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우. 둘, 셋. 저희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내가 먼저 할게. 잠깐만, 근데 있잖아. 우리 서로 무너져도 비난하지 말자. 어, 사랑해주자. 어, 사랑, 우리는 사랑이잖아. 응. 섬세한 사람 누구야? 응? 오빠. 좀 섬, 오빠. 섬세한 사람 누구야? 내가, 내가 먼저 하나 둘셋 사랑해 오케이 둘이 끝내고 와 둘이 끝내고 와 우리 첫 번째 주자는 아저 먼저 하면 되나요? 네. 어머 저렇게 넣는다고? 위로 올려야 돼? 아니면 이거 위로 올려야지 위로 뭐? <laughs> 아 이게 틈이 있네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양손 가능해요? 응. 음. 아, 오케이. 그럼 다행이다. 너무, 너무. 아니, 나 하려고. 나 수전증 있어서. 우리 팀할때 조용히 해줘야 돼. 아, 조용히 할때 떠들고.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어, 이거 좀 어렵겠다, 이거 어렵겠다. 어떻게, 어떻게. 긴장되겠다. 안 들어간다, 너무 진다, 너무 진다. 형손 떠는데? 아니, 아니, 아니. 저 떠들어. 아. 오. 야, 이거 게임이 좋은데? 쉽게 안 넘어지는구나. 어, 지금 넘어지겠다. 네. 흔들거렸어. 넘어진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넘어진다 넘어진다 지금 우와 어? 이거 좀아 할 수 있어 수학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어 잠깐만 나 여기다 아, 아니 아니 아니 거기다 놓으면 안얘 위에다 놔야지 무조건 얘 위에다 그렇지 그렇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 여기 여기다 놓으면 안돼 그만해라 위로만 위로만 싸면 위로만 싸면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 두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 편하게 편하게. 그래. 이, 기면 좋고. 어, 어, 그럼, 그럼. 아, 아 손 떨려. 어? 아니야 어, 그게 저, 저, 그, 어, 어 저, 아니, 그게 어려울 수 있어 어, 그, 그, 그, 그냥 그렇지 미팅을 할땐 조용히 해줘야 돼 아기야 빨리 해 아, 아직 꽂히는 어 떨어진다 어? 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떨어져 어, 어, 어? 떨어져 잡아도 됩니까? 양손 아, 아니지 아니지 양손 의자를 건드리 어? 어? 이거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한 손으로밖에 안 돼. 이게 이게 한 손으로밖에 안 돼. 알았어 어, 사랑해 알았어, 알았어 사랑해 아기야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나 진짜 손 떨려 네 이제 넘어지면 되고요 어네 이제 떨어지고요 어이 정도면 다 떨어졌다 와 그렇지 이, 거 맞아? 짜부시켰는데? 서있다 이거 이거부터다 살짝 얹어 자 이제 넘어진다 자 이제 넘어진다 이제 끝났지 끝났지 안 들어가지 아니지 이제 넘어지지 그래 좋아 그래 좋아 됐어 대 1. 지우야 사랑해. 사랑해. 파이팅. 아, 어, 언니. 야, 일단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야, 자, 집중해. 어, 오 떨어져 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 진짜 바로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봐봐 봐봐 바로 위험하잖아 지금 바로 떨어지려고 그러잖아 봐봐 봐 오 떨어져 떨어져 지금 바로 떨어지려고 그랬어 빨리 정신공격 아이 그건 아니지 그 상같은 거 와, 잘 됐다. 오, 어, 야, 저건 쉽잖아. 그냥 위에 얹어. 좀 안전하게. 진짜 떨어진다, 진짜 떨어진다. 와, 떨어져. 야, 우와. 뭐야? 왜 이래? 좀 하지, 좀 하지, 좀 하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 뭐야? 3학년 저희 가서 하 3교시 물리 시간은 범뮤다 삼각관계 팀 승리로 마지막 언어 영역은 특별히 2점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구야. 집중. 집중. 시작! 좀비가 나타났다. 이 좀비 아닌 좀비 같은 좀비 친구가 네 좀비 친구냐 아니면 내 좀비 친구냐. 우리 학교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고급의 원 교복의 원단은 네. 아! 괜찮아, 괜 좀비가 나타났다. 이 좀비가 아닌 좀비가 음, 네 좀비가 없습니다. 네 바로 다음 팀. 네. 좀비가 나타났다. 이 좀비 아닌 좀비 같은 좀비 친구다 네 좀비 친구야 아니면 내 좀비 친구야 우리 학교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교복의 원단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는데 학교에 안 촉촉한 좀비와 촉촉한 좀비가 득실거리잖아 너네는 촉촉한 좀비가 되고 싶니? 아니면 안 촉촉한 좀비가 되고 싶니? 지금 우리 학교에 고립됐지만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이 아닐 거야 아? 온조와 청산이와 남라와 수혁이와 귀남이와 나연이가 잠시만요 땡! 뭐야? 뭐야? 이거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좀비가 나타났다 이 좀비 아닌 좀비 같은 좀비 친구가 네 좀비 친구냐 네, 천천히 하자 인수야 천천히 천천히 아니면 내 좀비 아니면 핫했어요. 아니면 깨물 핫하셨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촉촉한 준비가 되고 싶니? 그 정도면 매운 거 아니야? <laughs> 지금 우리 학교에 고립됐지만 그거나마 우리 잘못이 아닐 거야. 온조와 청산이와 남라와 또 왜 계속 이 불을 집어내다 윙크를 지 내가 한번 처음을 해볼게. 자, 천천히 하는 거야. 좀비가 나타났다. 앙! 이 좀비 아닌 이 좀비 같은 이, 이 좀비 같은 이 좀비 아닌 좀비 같은 내 좀비 이 좀비 잖아 너네는 촉촉한 좀비가 되고 싶니? 아니면 안 촉촉한 좀비가 되고 싶니?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지금 우리 학교에 고립됐지만 그거나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온조와 청산이와 남나와 수혁이와 귀남이와 나연이가 나오는 레전드 어! 어! 너 왜! 아니 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좀비가 나타났다 이 좀비 아닌 좀비 같은 좀비 친구가 아직 좀비 친구냐 아니면 내 좀비 친구냐 우리 학교 교복은 고급 교복이고 교복의 원단은 고급 원단을 사용했다는데 학교에 안 촉촉한 좀비와 아아 아아 왜요? 하셨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끝내자. 네. 끝내자. 좀비가 나타났다. 이 좀비 아닌 좀비 같은 좀비 친구가 네 좀비 친구냐? 아니면 내 좀비 친구냐? 안 촉촉한 좀비가 되고 싶니? 와, 가자. 지금 우리 학교에 고립됐지만 그거나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온조와 청산이와 남라와 수혁이와 귀남이와 나연이가 나오는 레전드 좀비 드라마 얘들아 우리 꼭 살아남자 아자아자 호이차이팅! 아, 다 2022년 1월에 둥근해가 떴습니다 하자마자 공개되는 지금 우리 학교는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싸워야 할 좀비가 되어버린 친구들 온조와 청산이와 남라와 수혁이와 비나미와 나연이는 과연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승팀은 어뮤다 삼각 상품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뭐야? 오, 오 진짜로? 아니 언박싱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포장도 어, 이뻐, 이뻐, 이뻐.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뭔데요? 어, 일단, 어, 뭐야, 뭐야, 뭐야. 일단, 일단 넷플릭스가 가득하고. 텀블러. 아, 아 우와. 와인잔! 맥주잔도 있어. 맥주잔! 어, 술 먹자, 술 먹자. 감사합니다. 정말 이긴 팀만이에요? 네, 그럼요. 지금 우리 학교는 저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열정 다해 찍은 건데 꼭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어, 저희의 노력이 즐거움으로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라면서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넷플릭스 구독!